Huh?

वो चिकन ढाबा ने मंजो ina baju jam itu juga tidak bodoh kan? Tidak ada kata kita tahu kita. Niku, Nana Bidu, Nana Bidu Salat. Yeah! Hello. What? 五五五五，哼哼，五嘿嘿嘿嘿，哼哼，哼哼，嘿嘿嘿嘿，五五一克。 What? Ooh. Good job. Ooh. Oh, ah. Wow! Whoa! Mm-hmm.

E. Oh. Oh. Oh? Menu var kenara. Bakit na bot kita na ba? Huh? Hmm. Eh? Hmm. Huh?